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는 노동농사. 자, 한 가지 근처에 국립수산과학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, 영공사 12지상 자축, 임묘, 오미, 진사, 신유술의 12지는 동양철학의 근본인 우주의 진리입니다 나자, 나 자신을 가장 가까이 시키는 소신이기도 합니다 소띠 Humpty 풍선을 말이 맞는 거예요. 없으니까 매력이 없어. 자 이것은 대한민국 부산 기장에 있는 해동 용공산 해동 용궁사 한 가지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진다는 곳입니다 올라와서 올라와서 올라와서 또 없네.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해볼게요. 오! 거의 아깝다. 자, 과연 하나 잘좀 잘해보세요. 하나, 둘. 네, 네. 택도 없습니다. 되게 똥지살 던지는. 위로 위로 보물선을 그리듯이 던져보세요.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라고 됐네요. 그리야 대한 불교 조계종 해동영궁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로 여기 그때 수국했을 때 왔었나? Música 네, 해동 용궁사는 신라 문무왕 10년에 원효 대사가 창건해서 산 이름을 백운산, 절 이름을 백운사라 명명하였는데 어, 조선 철종 5년 흥선 대행군에 의해 준수되면서 용궁사로 바뀌었습니다. 11m 높이자라는 미륵불이 있고요. 승려들이 거처하는 묘사체 정면에는 흥선대원군이 직접 쓴 용궁사라는 편액이 걸려있다고 합니다. 내부에 옥속으로 조각한 관음상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도난당했다고 합니다.